Hello, Maelia. 응. 하나, 둘, 셋. 뿌이. 뿌이. <laughs> 됐어, 내려 어? 뭐라고? 아, <laughs> 내려줘? 안아줘? <laughs> 느려 아마 호야 와 던져줬더니 안녕 지연이 우와 세리야 고마워 그런다 그만할 거야? 그만할 거야? 어, 자, 아빠한테 뿌려 어, 여기 넣어 이사 아빠 너무 이쁘지? 아, 히피그인가? 토이 자는 거 아니야? 뭐해? 자는 거 같아 다섯 살이야? 테리 두 살 그래 두 살? 두 살? 언 언니 테리, 테리도, 테리도. 어? 곰돌이? 그래 두개 사줘 어. 일로와 가자 가자 아 맞아 어? 이렇게 넣는데? 수달이랑 사, 수달 아. 이렇게 이렇게 닮았다 근데 수달이야 수달 눈 가려져가지고

我哥，嗯。